É! 함께 사서 어제도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네 그때의 창문은 열릴지 모르니 사랑의 달빛으로 노크를 해야지 오오오 내 사랑 바람결에 창을 열고 달빛 밑 곱게 싸서 어제도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네 그때의 창문은 열릴 줄 모르니 사랑의 달빛으로 노크를 해야지 오, 내 사랑 바람결에 창을 열고 달빛 미 더출렁이면 행복의 단꿈을 뭐 더 이상은 잘할 수 없겠다. 네 말이 맞았네. 아, 더 이상 뭘 어떻게 잘할 수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. 한 10년 뒤에 다시 해보자 이거. 리코더 진짜 장인 됐을 때.